기려봐 뜯어줄게 음. 이게 뭘까? 이건가? 이 다시마 같은 건가? 어떻게 알았나? 먹어보래 우선 입에 넣지요 이거게 주는 거야 먹었어? 나는 <laughs> 입에 다시만 붙듯이 붙었어 어떻게 어떻게 껌부터 붙는데 이게 입안에 이렇게 넣으래 아닌가? <laughs> 하나면 이에 붙인 것 같은데 다 먹었어? 냄새를 맡아보자 음, smells good 음. 음, 이거 같은데 이게 붙었구먼